살짝 휜 보여서 아, 근데 예, 사람들 만나면 항상 사진을 찍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껄끄러웠었어요 아, 솔직히 말하, 말하자면 아픈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 3일 그 동안 불편했던 거빼곤 거의 뭐 아프거나 불편한 점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원장님이 제가 알고 싶은 점, 그 궁금한 점 제가 물어보면 정말 섬세하게 다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그게 너무 정말 편했던 것 같아요 한 게 훨씬 낫다고 계속 옆에서 말해, 말해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더 자신감이 생긴는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망설였었는데 좀 아프거나 뭐 잘못되나 뭐 내 얼굴 좀 이상하게 되나 뭐 그런 고민했었는데 을 그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은 망설임 없이 하셔도 정말 잘 되실 겁니다 괜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10점 만점에 저는 한 10점 드리고 싶습니다. 만족도.